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미럼 아시죠 여러분들 이 미럼이 스티로폼도 먹었었고 정갈, 타란툴라, 치두부 등등에서 굉장한 먹성을 보였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 자 사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바로 짜잔 제가 이 금을 사서 우리 곤충 이 식용곤충 미럼에게 먹일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자 우선 이 금을 이 전체적으로 먹이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들을 추려가지고 금 미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금 여기 보면은 금박 100% 써있죠 자 금입니다 금 아 나도 못 먹어봤는데 한 입 좀 먹어볼까? 금이 무슨 맛 나냐? 그래서 곤충 먹이려고 사왔지만 어, 우선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, 좀 당황스러워요 야금 음, 날라갔어 오 어, 뭐야 야, 야 뭐야 야, 주, 주워 먹어 야 야 금맛 아무 맛도 안나 자제 콧김에 지금 금가루가 다 날라갔는데 자 원래 이거 땅이 떨어진 거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다 보니까 좀 아까워서 먹었어요 근데 아무 맛도 안 나고요 자 우선은 여러 마리를 몇 마리한테만 한 10마리 20마리한테만 금을 먹일 예정인데 우선 금의 무게를 재볼 겁니다 왜냐면 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금을 부어 볼게요 오케이 야 이거 붙은 건 내가 먹자 뭐야 0g이야? 자 여러분들 큰 난간에 부딪혔어요 우선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선 여기다가 이 미럼들을 투입해서 이거는 시간이 한 많이 지난 후에 한 몇 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이 없어지면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실험하는 거니까 자, 우선은 좀 여러 마리를 좀 많이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건 그거고 그래도 금 제가 일부러 좀 뺐거든요 하나만 먹일 거예요 하나만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보려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자 기다려보자 먹는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오 어, 그냥 지나치네 자 여기 아이들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이 분쇄된 건지 없어진 건지 하여튼 많이 안 보여요 자 이 상태로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오, 오 뭐야 아 그냥 밟은 건가? 자 이 상태로 제가 제가 퇴근을 한 후에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여러분들 한숨 자고 왔어요 지금 대략 한 12시간 14시간 사이 흘렀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을지 오 먹었나? 어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봅시다 아 뭐야 하나도 안 먹었네 거의 와안 먹는 것도 있네 야 스티로폼 정갈 타란툴라 다 먹으면서 왜 금을 안 먹지? 금이 수분이 없나요? 자 어쨌거나 우선은 실패인 것 같아요 금을 먹여볼라 했는데 실패인 것 같습니다 으아